맞아 한 번도 안 해본 거라서 가자 이렇게 된거 아니야? 오케이 치고 나가면 용수 뭐야 화면 기록이 중단되었대 오케이 치고 나가면 용수 갑니다 너 아이템 뭐 나는 다른 것좀더 좋은 거 같은 거 아닌가? <laughs> 형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패랑 그것만 꼈어? 나, 나 그런 거 다른 거안 먹어 어난난 그런 거낄줄 몰라요 우리 실력입니다. 점차 성호형이 사라지고 있어요. 카트라이더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어가지고 음. 아주 능숙합니다. 지금은 생각하면 위험한 게임 정말 뭐예요? 그 자리에서 딱 5초만 있다가 그래 지금은 10 9 8여6 5 1 오케이 바로 달릴게요 네. 바로 멀어지기 통이 네, 급격하게 네, 갑자기 따라오는데요? 좀 네, 무서운데? 지만난 누구다? 이용수다 안녕습니다 원래 원래 속도를 안 썼으면은 성호 형은 리타이어였어요 결승선도 못 왔다 성호 형이 생각보다 잘하네요 아유, 저는 솔직히... 꼬맹이일 줄 알았는데 실력이 올리오노브의 네. 닐 예. 해배자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안녕. 나중에 제가 꼭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연습해보겠습니다. 안녕.